제가 무슨 예. 말 하는지 진짜 잘 모르겠어요, 저는. 예. 그쵸. 이게 네. 보니까 11분 정도 했거든요. 근데 저희가 11분 동안 시간이 무슨 말 했는지 어떤 걸 했는지 <laughs> 시간이 진짜 빨리 가가지고.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. 아 근데 네. 뭐 많이 팬분들이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많이 봐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너무 고마워서 감사한 것 네. 같아요. 생방송 아 근데 재밌어요.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. 네, 의외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. 이거 또 하고 싶어요. 아. 진짜 진짜 그거 자. 라이브 아니었으면 내가 진짜 내가 이거 안해 했는데 진짜 원래 상이가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섹시 섹네 뭐. 네, 아무튼 네어 네. 아무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요 네. 앞으로는 조금 더 뭔가 더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처음이었으니까 저희가 말도 잘 못했는데 다음번에 더 잘할 다음번에는 좀 더 뭔가 정리된 모습 보여드겠습니다네 그럼 저희 촬영을 하겠습니다 안녕